갑시다 2년 전에 그때도 공항이 마비가 돼서 나올 때팬 많다는 멘트만 나왔잖아요 네, 이 정도는 아니었죠 이거는 잽이 안 됐죠 나오자마자 엄청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나는 뭔가 했는데 다였어 아우 놀래라 the weather is not so nice right now 안녕하세요 Hi, my name is Gun I'll be going to Thailand uh, Actually, I'm from Thailand Mino and Jaeyoung Hyung don't know I'm not going on the same plane with them so I'm going to surprise them at the hotel in Bangkok 2주차 아, 토를 한끼이만큼 <laughs> 코끼리도 초식도 그런 그러니까 거 알지? <laughs> 어. 그럴 수 있지 어? 안녕 하이 <laughs> 아 오늘은 저 혼자 이렇게 방을 쓰게 됐어요 일단 좀 자유롭네요 혼자 방을 쓰니까 저랑 같이 온 조민호 씨 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민호 허허 어? 야 냉장고 바지 나 준비를 해야겠다 그럼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됐으니까 나가보겠습니다 이따가 밖에서 봐요 잘 어울리네 귀엽죠? 어? 그리고 아까 팬이 선물해 준거 아직 냉장고에 저 냉장고에 진짜 사고 싶었는데 이게 딱 선물해 줬어 근데 조금 겁나는 게 여기가 너무 얇고 네. 속이 다 비틀 다리가 <laughs> 민호 씨의 인기를 볼 수 있습니다 조민호 씨의 인기 저제 주변에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그 친구는 한게 아무것도 없는 거 ยรัตน์กัญจารึกกรรมการผู้จัดการกัตนาอิวลูชันและผู้บริหารจากกัตนากรุ๊ปจำกัดมหาชนครับนี่ม완전나는도미노ล는아ะ 啊！